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위로해 내 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위로해 내 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위로해 내 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위로해 음 세상을 뒤집어서 바라보니 내 청춘이란 건 너무나도 멋져 음 이제 내 꿈이란 놈의 여기 옆에 나의 팔에 비스듬히 걸쳐 우린 1년 전보다도 그저께보다 앞서 흘러간 걸 말해 뭐왜 다 지나가버린 건데 겁없이 뛰어들던 때난 아직 날 거꾸로 먹네 나는 좋아 내 식대로 걷는 길 이대로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부풀지 야이야 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뒤로 해내 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뒤로 해 내 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뒤로 해내 청춘을 위로해 지나간 일들은 뒤로 해 이야이야 어린 나이에 떠났던 유학길 매일 차가운 공기가 맴돌 꺼지죠 큰짐불 매콤 달콤했던 나만의 여러 일들 일들 일들 1등이 되고 싶었던 엑스트라 이제 난 우리 엄마의 영웅이 되며 꿈을 꾸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저 높은 탑을 쌓게 됐어 yeah, y e a 내 청춘을 위로해 y yeah, y e 지나간 일들은 위로해 u 음. uh, uh, um, oh, yeah, yeah, uh, uh, um, oh, yeah, yeah, uh, uh, um, oh, yeah, yeah, uh, uh, um, oh. 뒤어서 바라보니 내 청춘이란 건 너무나도 멋져 음. 이제 내 꿈이란 놈의 여기 옆에 나의 팔을 비스듬히 걸쳐 우린 1년 전보다도 그저께보다도 되게 용감해졌어 흘러간 걸 말해 뭐왜다 지나가버린 건데 겁없이 뛰어들던 때난 아직 날 거꾸로 먹네 나는 좋아 내 식대로 걷는 길 이대로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부풀지